그래서 만들었다. 언제까지고 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간단히 만들어본 국카스텐 기초 가이드 영상 멤버 소개를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름 김기범 1985년 3월 22일생으로 국카스텐에서 가장 어린 동시에 국카스텐의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멤버이기도 하다. 밴드에서 사운드를 잡아주는 베이스를 맡고 있다. 긴 베이스와 걸맞게 긴 바디를 갖고 있는데 즉 김기범은 국카스텐의 평균 키는 올려주고 평균 나이는 낮춰주는 매우 효자스러운 멤버라고 할 수 있겠다. 사현 베이스는 기본, 오현, fretless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까지 다루며 젊었을 때부터 김경호 밴드에서 함께 연주하기도 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무대에선 액션이 매우 강렬한 편인데 과거에 이 점을 높이 산 하현우와 이정길이 그를 멤버로 닥침하기도 하였었다. 멤버 피셜 가장 웃기고 가장 재능이 많으며 개인기 자판기로 인증됐지만 그에겐 안타깝게도 카메라 울렁증이라는 장벽이 존재했고 미디어에 담긴 그의 모습은 마치 조용히 뒤에 서 있는 나무 일과도 같았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는 모양인지 예능 프로에 나와 자연스럽게 토크를 하고 목이 쉰 보컬 형을 대신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가는 등 본 모습이 살아나는 듯하다. 이름 이정길 1982년 2월 17일 생으로 밴드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드럼을 맡고 있다. 후에 말하겠지만 국카스텐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람. 이정길이 아니었다면 국카스텐은 없었다. 대충 보면 범상치 않은 피지컬과 골목길에서 만나면 오중 지를 수 있는 비주얼은 누가 봐도 오오라를 풍기는 간지 드럼맨처럼 보인다. 과거 사진만 봐도 입체적인 이목구비와 뭔지 모를 분위기로 잘생긴 뿜뿜인데 이것에 속아 이 사람의 실체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를 하면 두세 번은 무조건 웃는 그는 가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되풀이하며 모든 멤버가 얘를 그 혼내니까 <laughs> 멤버들에게 가이고 제 주변에 입, 입이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laughs> 멤버들에게 가이고 멤버의 캔버스가 되고 입방정 좀 떨지 마 멤버들에게 가이고 해시태그에 포함도 되지 못하는 등 매우 안습한 취급을 보여준다. 그래도 좋다고 웃는 이정길 당신은 대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름은 디봉이로 진정 사랑으로 키우는 바람직한 반려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추울까봐 수면 양말로 옷을 제작해주며 생일엔 꽃갈 모자를 씌우고 디봉이 전용 인스타그램까지 개설했다. 근데 정작 본인의 인스타그램은 2017년 1월 1일이 마지막이다. 매우 파워풀한 드럼으로 공연에 생기를 더해주는 그를 응원한다. 내년엔 좀 더 나은 취급을 기대하며 이름 하현우 1981년 11월 25일 생으로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다. 국카스텔은 몰라도 하현우는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프런트맨이다. 미친 저음, 미친 고음, 미친 음색, 네 노래 내 노래, 음악 알파고 등등 보컬에 관한 그의 능력에 대해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보컬에 묻혀 잘 모르는 그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작사 작곡 능력이다. 국카스텐 음악의 가사는 매우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분명 한글로 써있지만 해석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가사들은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생긴 것만 보면 대학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학생이지만 그는 사실 미대 출신으로 굉장한 그림 실력을 갖고 있다. 티셔츠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멤버 얼굴에 그림을 그리기도 공연할 때 보면 저러다 뼈가 다 부서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격렬하게 움직이며 저것이 진정한 감전개구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아재가 SNS에 맛을 들였는지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미친 듯이 활용하고 있는데 카메라 각도가 항상 안타깝지만 팬들에겐 그저 감사한 소통 창구이다. 앞으로 목보신, 몸보신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름 전규호 1979년 10월 8일생으로 밴드에서 기타를 맡고 있다. 북카스텐 내 유일한 기혼자이며 또 유일한 애 아빠이다. 음악에 관심이 깊고 북카스텐의 음악을 오래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밴드의 진정한 사기캐는 보컬이 아니라 바로 저 기타 치는 놈이다. 라고 혀를 내두른다.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특별 기획한 G3 무대에 오를 만큼 엄청난 실력자이며 국카스텐 음악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사운드는 이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한다. 가끔 기타 솔로 파트가 나오면 하기스 리필이 시급해질 만큼 아름다운 사운드를 내는데 제작자는 조심스레 1집 파우스트 4분 45초부터 재생하기를 권유해본다. 참 신기한 능력이 많은데 첫 번째로 그는 이펙터를 취미로 개조하는 사람이다. 수많은 이펙터를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개조하는 당신은 대체 실제로 중장비 자격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크레일도 몰줄 안다. 요리 또한 매우 잘한다. 과거 포장마차를 운영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손맛이 좋은데 이쯤 되면 그냥 금손 아니 비브라늄 손인 것 같다. 김기범, 이정길 하현우가 무대에서 미친 듯이 액션을 취하는 반면에 묵묵히 조용하게 연주하는 것이 대조적이다. 그러나 맥북 앞에서 수많은 이펙터를 컨트롤하는 그의 모습은 가히 가장 섹시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심이지만 갓듀호 정말 존경합니다.